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이승현 멋있어요 이승현 멋있어요 이승현 멋있어요 이승현 멋있어요 아 이승 멋있다 형 이승현 멋있다 <laughs> 이승현 멋있어요